안녕하세요. 두명 지팡이 소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신가요? 하루에 해가 한 번 떠서 방긋방긋 하듯이 사람도 하루에 한 번은 고마운 것들 생각하며 방긋방긋 해야 합니다. 매일 착한 것을 생각하면 모든 착한 것이 따라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눈이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귀가 들린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 등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몸은 괜찮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겐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나라가 없어 유랑민족이 된 사람도 있는데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고마움의 바다입니다. 고시방에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잘못 먹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중풍에 걸리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맑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움의 바다입니다.